봉준의 축제날 나는 가족들을 에레탑으로 배웅한 뒤 홀로 저택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한순간 혹은 아주 오랜 시간 세계는 거대한 빛에 휩싸였다 페어더미에서 가까스로 눈을 떴을 때 나는 검은 로브를 두른 자들에게 억지로 어떤 액체를 주입당했고 그것은 여지껏 겪어본 적 없던 고통과 함께 잊고 있던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.